지금 너무 고민되는데? <laughs> 친구들이 질문을 아주 많이 해줬는데 어, 이것도 그나마 추린 거예요 바로 대답을 해볼게요 가수 말고 하고 싶은 것은 여행가 여기저기 여행도 해보고 버스킹도 하고 그런 걸 해보고 싶어 오호 너 다이어트 할 때 반 친구들이 약 올리면서 맛있는 거 먹을 때 무슨 느낌이었어? 어 근데 사실 너희가 나 많이 도와줬잖아 맛있는 거 나오면 은내 거 막 뺏어가고 애들이 나를 많이 위해주는구나 수민이 수민아 <laughs> 최애 음식은? 내가 요즘 마라탕에 빠졌어 마라 이 아세요? 내가 조합을 잘해 마라탕 조합을 잘해 <clears throat> 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맛있는 거 먹기 달달한 거 먹으면 다 막 기분이 풀리고 그러잖아 그래서 나도 달달한 거 <laughs> 배고프다 아 3초 이내 대답하기 해보자 찡, 찍먹 찍먹 짜장 짬뽕 짜장 카라멜 팝콘 오리지널 팝콘 오리지널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어, 너무 쉬운데? 비냉 프라이드 치킨 치킨 프라이드 마라탕 떡볶이 마라탕 24시간 동안 초코만 먹기 24시간 동안 치즈만 먹기 24시간 동안 초코만 먹기 붕어빵 머리부터 붕어빵 꼬리부터 붕어빵 머리부터 너무 쉽다 근데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연애 꼭 하고 싶은 것 나는 너희들이랑 여행을 가고 싶어 나는 우리 반 애들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여행을 가야지 가야지 하는데 벌써 얼마 안 남았잖아 우리 꼭 가자 얘들아 사랑해 <laughs> 사랑해 얼굴 또 빨개졌나요? 유니의 플레이리스트 공개하기 짠 <laughs> 내가 요즘 이 노래를 제, 제일 자주 듣고 있어 연습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연습을 어, 그렇게 불을 다 꺼놓고 약간 감정을 잡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 딱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어, 최대한으로 느껴보려고 그거를 그래서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해 이번 앨범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나를 사랑해 이거 이 정도면은 앨범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해 얘들아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다 같이 행복하자 다 같이 행, 행복하자 <laughs> 같이